우연히 만나면 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 되죠 어? 안 되나? 홍! 지난번에 고원 정식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, 한번 홍정식을 만들어 먹어보면 어떨까 I have a 김치전 I have a 핫케이크 아! 어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? 난 너무 궁금하던데 김치전 짜름하면서 매콤하잖아요 핫케이크 달달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소세지를 딱 먹으면은 이 약간 핫도그 느낌의 이런 소세지 크기로 이렇게 막 잘라놨어요 삼겹살을 이따가 에어프라이어에 딱 구워서 통삼겹으로 김치전에 싸서 먹는 거지 아 오늘 왜 이렇게 긴장되지? 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편하게 해볼까 이렇게 잘 준비가 됐죠? 포장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바로 서양 감성이구만 저는 진짜 잘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술안주를 맨날 전으로 먹어가지고 난 왜 홍사운드님 목소리만 들어도 배가 고프지? 약간 파브 <laughs> 어? 지금 우리 구독자님을 대갔다는 건가요 지금? 홍정식 우리 영어쌤 이름인데 아이고 사실 사람 이름 같긴 해아 이거 대박각인데? 냄새가 너무 좋은데? 약간 제 기준 개식 개식이라니요 지금 다 침이 꿀꺽꿀꺽 넘어간 아 여보 그거 있나요? 그 나무로 된 거요? 아그 장만 말고요 아니 이거 달라고 할 때 나무 없나요?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나무 아닌가요? 자기를 단백질이라고 부르겠어 단백질이라뇨 지방이라고 해주세요 그래 지방이 더 맞겠다 <laughs> 여보 소리 냄새 들, 들려요? 이야 <laughs> 이 짠단의 혁명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? 냄새가 짠단이야 신기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뭐야 왜 탔지? 아니 뭘 다 타요 그라데이션 넣은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진짜 잘합니다 제가... 원래 핫케이크는 나중 온도로 해야 되고 아 김치전 믹스, 핫케이크 믹스 섞었어요 아니야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? 줘봐요 한 번 더 줘봐 <laughs> 망해야 되는데 얼굴? <laughs> 근데 김치전 맛이랑 하키이스 맛이랑 동시에는 나어 아, 그치 순서대로 나 초기 비주얼 <laughs> 어, 잠깐 비주얼은 뭐, 너무 좀 이상한데? 어 맛있다 맛있어? 소시기가 맛있지 아니 그냥 맛있어요 이거 응. 괜찮다 그치? 소세지 먹으니까 진짜 소세지 빵 느낌 나 그래 소세지 빵 느낌이 나는데 김치 맛이 같이 나면서 바삭하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야 잔슨빌 소세지랑 미니 통삼겹 아 자리 갔자? 아, 치즈 통삼겹과 소세지 굳이 왜요? <laughs> 야이 비주얼 그냥 그런데 백화서 <laughs> 드세요 뭐 이거 한 입으로 구워 먹어 입술 자르지 말아요 응. 어울려요 삼겹살? 음, 음. 아 간이 좀 부족하다 일단 소세지를 먹어볼게요 음 가딱 맞지? 맛있다 근데 이건 소세지가 맛있는 아 뜨거워! 음. 점점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이 되어가고 있는데 야 꽃이 핀 것 같네 꽃 색깔이 똑같아 Nope. 이미 망했어 망했어 끝났어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먹방 오늘의 먹방 메뉴는 김치전입니다 이야 이야 아 PPL 아닙니다 PPL이면은 이렇게 두 가지 회사를 섞을 수가 없어요 다른 브랜드가 절대 나오면 안 되거든요 한 개? 두 개? 음, 하나씩 하자 윤정식 갑니까? 윤정식? 내 이름 붙이지 마. 알았어요. 맞아 원래 저는 살짝 튀기듯이 해야 맛있어요. 김치 핫케이크 할 때 튀겼잖아요. 그라데이션 넣은 거예요. 이렇 이렇게. 아이고. 아 위에 조명 때문에 붙일까봐. 아. Wow. 진짜 완벽한 하트네요 여보. 하트라고요? <laughs> 팬케이크 더 맛있어 아 진짜? 아 내가 이겼다 내가 팬케이크랑 김치전 성다고 하니까 자기가 진짜 극혐이라면서 MBTI 해보셨나요? 저 MBTI 강사 자격증까지 있습니다 한국 MBTI 연구소에서 모든 과정을 다 뭔데요 자기는? 까먹었어 INT... TJ나 P... TP였던 것 같아요 아 뜨거워! 그라데이션 넣은 거예요 머리에서 기름 냄새 날것 같아 지금 누웠는데 김치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옆집 살고 계시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저희 창문 다 열었고 굽고 있어서 여기 지나가시면은